끝고 저는 6시 좀 넘었는데 항상 이때쯤에 눈이 딱 떠져요. 왜냐면 아기가 한 30분쯤 있으면 배가 고프다고 깨거든요. 체중은 59.7이고 임신 전보다 한 4kg 정도 더증가되어 있는 상태예요. 제가 출산한 지 이제 딱 3개월 정도가 됐어요. 배는 많이 들어갔죠. 근데 실제로 보면 어, 임신 전보다 배 허벅지, 엉덩이 이런 곳에 탄력이 많이 떨어졌어요. 아무래도 회복기에는 근력 운동보다는 체력 회복이랑 벌어져 있던 뼈, 관절을 잘 회복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근육이 많이 빠진 상태이고요. 이제 100일이 지났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근력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은 엄청 힘주면 희미하게 <laughs> 복근이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희미하고요. 말랑말랑합니다. 어둠이가 남기고 간 영광의 상처 틈살도 있고요. 이또야! 안 좋은 거 먹었어요? 엄마 여기 있어요. 엄마 여기 있어요. 맛있다. <laughs> 어? 트림하다 이거야. 어. 오! 트림했다! 와! 잘했어. 이제 속 편하지? 잤어요? 좋은 아침이야, 이거야. 또 좋은 하루 보내자. 응? 음. 기분 좋아요? <laughs> 기분 좋아요. 기분이 좋아요. 힘내라 힘 힘내라 힘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아싸 해줄게 아싸 해줄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. 냄새가 나요 다 했나봐요 와 축하 축하 축하 축하 <laughs> 오늘 아침 캐비안 성공 젓가락 젓가락 嘿嘿嘿。 둘, 넷, 팔은 어떻게 해야 될까? 팔은 안 불편하려면 옳지! 아. 옳지 그렇게 하면 되지 햄버거를 넣어서 먹으면 이렇게 둘가두 배 더 진해져요. 보드미는 다시 짧은 낮잠 모드에 들어갔고 저는 이런 틈을 타서 집중해서 해야 되는 일들을 했는데요. 가사노동에 육아라는 엄청나게 큰 업무가 주어지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분업을 해야 되나 임신 때부터 고민도 많이 하고 육아 근로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업무 배분표도 한번 막 짜봤었어요. 이 보듬이 육아 근로 가이드라인을 쓸 때 육아에 대한 우리 부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믿음 그리고 이런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이유를 먼저 썼어요.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첫 번째로 육아는 즐겁고 보람되고 성취감 있는 일이 될 수 있다. 두 번째는 육아 근로자들과 아기 모두 몸과 마음이 건강한 행복한 시간을 만들 수 있다. 첫 번째랑 두 번째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루 최소 6시간의 수면권 또는 휴식권 이 육아 근로자에게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거를 대전제로 세우고 남편이랑 시간 단위로 스케줄을 나눠서 짠 거죠 근데 이 스케줄은 이제 임신했을 때 딴 거고 아기 태어나고 집에 와서 이 스케줄대로 하니까 현실은 생각했던 거랑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시행착오도 많이 했고 무엇보다도 아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규칙적으로 생활해주지 않거든요. 그래서 첫 50일 정도는 무조건 아기의 시간에 맞췄던 것 같아요. 저랑 남편의 라이프 사이클 그리고 우리의 육아관이랑 가장 잘 맞는 생활 패턴이 뭔지를 지난 한 3개월 동안 열심히 찾아갔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저나 남편이나 인생에서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일하는 시간 동안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아이랑 보내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적은 시간 안에서도 밀도 있게 아이랑 교감을 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요즘 새롭게 대두된 고민이에요 뭐가 그렇게 재밌다? 아빠랑 놀 재밌어? 응? 응? <laughs> 안녕. 아. 엄마 점심 먹을게요. 엄마 점심 먹을게요. <laughs> 점심 먹고 올게. 오늘 점심 메뉴는 단호 믹스 샐러드랑 아보카도 스프레드, 명란, 계란, 진짜 크다 뜨거 <laughs> 무 뭡니까부터 시작해 볼게요. 자, 양 손바닥 모은 상태에서 그대로 일직선으로 쭉. 자, 피는 게 힘들면 둥글게 말아오세요. 대신 엉덩이만 올라오면 돼요. 엉덩이 지금 이러고 있는 사람. 그럼 전체 힘 골고루 써주세요. 손가락 바디 바디 다 사용하시고 내 네, 왼쪽 발목에도 부드럽게 이 자세가 어려우신 분들은 우측 사진에서처럼 엎독 자세에서 머무를게요. 어깨와 손에도 힘을 쭉 풀고 이마는